안녕하세요 새벽방 보고신 윤대진입니다 자 오늘 유튜브 고릴라? 고릴라님께서 오셨어요 고투바 배틀을 저하고 하게 됐는데 3대 운동은 400 정도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3대 400에 턱걸이도 좀 잘하시는 걸로 알고 muscle up도 하시는 걸로 알고 근데 오늘 고투바 배틀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지 3대 400이느냐 턱걸이 머신이냐 오늘 한번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바 5단계 자 들어가시면 카운트 할게요 오케이 어, 하나 둘셋와힘 넘치시는데 자 다음은 믹스 믹스는 스물 가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어, 힘 넘치시는데? <laughs> 쉬었다가 이제 턱걸이를 하시면 돼요. 어, 한 방에 하시면돼요 이거를 거의?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이거 6단계 시켰으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분 지났죠? 지금 1분 20초 되고 있습니다. 1분, 네. 1분 정도만 채우시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어, 둘, 팔은 더 피시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개 더. 넷, 다섯. 와.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나중에 2단계, 7단계 다시 해봐야 돼요, 이거. 여유롭게 5단계를 클리어하실 거 15개 했나요? 15개 성공. 그럼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30개. 30개,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아홉 안돼 이분 안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속였으니까 더 해야 돼 아홉 아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한번 봅시다 안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더 해야 돼 아직 시간 시간 1분 20초 남았거든요 아니 1분 1분 남았거든요 거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분 속였어 속였어 이거 5단계 레벨 아닙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봐야 아직 5분 30초입니다 이제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를 인정 스스로를 아,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하시는데 5단계를 근데 말한 거랑 다르잖아요 지금 <laughs> 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다음번엔 그럼 레벨 6단계를 도전해보시는 걸로 다음에는 제가 한번 1단계도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되게 저 5단계 성공인가요? 아이 정도면 5단계 깔끔하게 성공 nice nice 아 성공했습니다 nice 이번에는 새벽관님 코트반 그 5단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심판해보겠습니다 가도 되나요? 잡으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시작 하나 하나 넷 네? 둘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예요 끝 보스로 끝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보스로 3개는 좀 괜찮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숫자 세는 게 이게 3이에요? 뭔가 네,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25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go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네. 스물여덟.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아, 여덟. <laughs> 조금 이상 밑쪽 끝도 없이 올라가요. 아홉, 열. 자, 열다섯 개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하나, 잠깐만요. 둘, 잠깐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사람 열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나, 마지막 다섯 개. 잠깐만요. 내려오시면 안 돼요. 왜요? 왜요? 아 이거 오단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약간 약간 사기 당한 것 같은데. 5단계가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25개 정도 하셨는데 네. 소감 한번 네. 힘드신가요? 약간 중력 2배 공간에 온 건지 체감이 좀 이상했어요 5단계가 <laughs>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건보니 오늘 컨디션이 아마 좀 안 좋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잠깐 다음은 어. 떤 종목이죠? 다음 석거리 두겨죠 석거리 15개 석걸이 전안 쉬워요? 아, 아, 아, 이 사람, <laughs> 이 사람 이렇게 가냐? 아, 고, 고! 시간은 한분 정도 올랐어요 3분. 합시다. 수직도 없이가 하 밝히고 네? 평균데요? 네 다섯 반동 네. 없이 다섯 일곱 여덟 네, 패킹 잠깐만요 어? 네, 팔도 피세요 팔필 데가 없어요 팔도 늘어주시네 열하나 그 고무고무 열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추위게 요새 다음째 뭐라고요? 열매 네? 마지막 나서 이렇게 프로까지 마무리 하시는데 우와, 우와. 중간에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셔가지고 어. 제가 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어. 마지막 종목이 뭐죠? 푸시업 마지막 푸시업 그쪽으로 푸시업 바로 쉰게 없는데 <laughs> 그만치를 시간 끄시지 말고 어지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오케이 정직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아 푸시업도 아주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잔인하시네 또 어. 제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시작하면은 시작하는 걸 알겠습니다 준비하세 준비하세요 준비 제가 시작하면 시작해주요 어, 잠시만요 뭐야 언제 시작합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바람이 불고 있어서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쉬어서 그래서 준비 자세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힘든 척 이제 왔을 거야 자,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충 똑이 아홉 오열 열하나 열둘 잔인하시네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마지막 열 개입니다 잠깐 뭔가 스물하나 네, 스물둘 어왜 이렇게 많은 거 같지? 스물셋 우와 스물넷 우와 이 상태에서 멈추시고 왜요? 잠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투바 5단계 하고 계시는데 아 빨리 주먹대 빨리 어떠신가요? 아, 주먹대 주먹 아 주먹 자 마지막 다섯 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새벽 관네 고추바 5단계 깔끔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이 5분 5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 일단 제 기록보다는 좀 못 나오셨거든요 확실히 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나요? 그런가 봐요 <laughs> 와왜 아, 이렇게 힘들지? 와 이렇게 힘들었었나 이게? 뭔가 이상해 근데 그래서 기억 조작인가? 네, 기본을 항상 중시 하시는데 5단계 사실 좀 기본적인 루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인 루틴 오랜만에 네. 해보니까 초심으로 돌아오신 것 같고 너무 초심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제가 또 큰일이에요 네,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세나 또 카운트 이런 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대결은 이제 둘 다 성공을 하긴 했으니까 무승부로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으세요 <laughs>